아... 야 빨리 와 지각이잖아 너 나 기다렸냐? 너 뭐 왕자병이냐? 어? 기다렸네 딱 보니까 <laughs> 너 나 좋아하지? 아니 지금 얼굴 빨개졌잖아 이거 불토치야 아침부터 나한테 잘 아유, 보이려고 너몇 시에 왔냐? 야 나는 30분 전에 왔지 왜? 나 만날까봐 설레었어? 니랑 마주치기 싫어서 <laughs> 어, 어. 그 알지? 우리 반에 우리 둘밖에 없는 거왜 우리 둘밖에 없는지 알아? 왜?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너랑 나랑 1, 2등 다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1등이잖아 너의 생각이너 아, 공부 못하잖아 저번 시험 내가 1등 했잖아 너 뭘 잘하는데? 나 한국사 잘해 우리 학교 한국사 없어 한국사 없는 데가 어딨어 우리 학교 국어 원툴이야 아니야 맞아 너 공부 안 하는구나 어. 근데 왜 선생님 안 오냐? 선생님 언제 와? 그러니까 시간 좀 늦은 것 같은데 아, 선생님 오실 때 제가 나나 선생님 이제 와요 오늘 특별히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시험을 볼 거예요 아 싫은데 우리 반에 몇 명이지 총? 저희 두 명이요 누가 1등을 할 것 같지? 어, 손 내리고 네. 자 오늘 시험을 봐서 시험에 진 사람이 오늘 저녁을 네. 내기를 할 거다 네? 네? 뭐라고요? 시험에 진 사람이 저녁 내기를 할 거야 잘 먹게 아... 책상에 다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핸드폰 다 치우고 야, 아, 치워 야 너는 아, 뭐 책상에 화장품만 야, 있냐 원래 여자들 책상 다 이래 어, 얼굴도 못 쓴다 자자자 잡배 그만하고 한국어 최고 샬롬 언니 일상의 친원입니다 장훈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교복까지 입고 왔는데 뭐 하면 되는 거죠?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9일이요 10월 9일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글날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허니일상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해서 시험을 한번 보도록 음. 할게요 시험은 한글에 관한 시험으로 이제 아,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 있지? 그럼 <laughs> 눈빛 흔들리는 아. 자신 없는데 저요. 네. 이 시험을 통해서 한글날과 한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시험지 받으시죠? 자, 시험 아직 개봉하지 마시고요. 아, 예, 네. 시험 안 쳐봤어요? 참나. 치면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요. <laughs> 시험지를 여러분이 푸실 건데 제한 시간 30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한번 꺼내보시죠. 서로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7시 15분이니까 7시 45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네,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네, 시험 볼게요. 어, 어려워. 문제 잘못된 것 같아요, 18번. 너의 응. 자, 19번 문제 두 번 들려드립니다. 뭐라는 거야? 나는 외국인이 읽어준다길래 아 진짜 외국인이 한국어를 읽는 그런 파일을 어디서 갖고 왔구나 아 했는데 이걸 파파고 같은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혹시 가능할까요? 동의? 더 동의할 수 있어요 빵.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laughs> 나 왜 망고가 들려? <laughs> 네, 다 했어요. 저희 10분 만에 다 풀었어요. 찍은 게 3분의 2예요. <laughs> 문제를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훈민정음이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름은? 정답은 2번입니다. 맞아, 맞네. 이도입니다. 1926년에 지정된 한글날의 시초가 되는 기념일은? 정답은? 4번 아스날 2번입니다 아 네. 2번에다 1번으로 바꿨는데 한글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2번 아, 시경 아, 네. 아 2번 하려다 말았는데 다 맞히셨나요? 아니요? 아 틀렸어요 다 틀렸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정답은? 1번입니다. 우와 맞췄다. 네,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자 5번 10월 9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오. 아. 네, 훈민정음이 처음 반포된 아 근데 이거 어려웠어. 날입니다. 아, 그러게. 6번부터 10번 문제는 진원 씨께서 어, 진원을 읽어주시고 <laughs> 정인 씨께서 정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정야 가라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진원이 너는 나 그냥 다 지내고 있어 아 맞다 오늘 점심에 먹을지 정했어? 내가 나 생각해봤는데 나는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아 이. 그래? 그럼 파스 먹을게 나 갈바나 밀가루는 나 안 먹으려고 음 그럼 죽밥은 어때? 나 찜이 많아 죽밥은? 오늘 아침에 먹었어 쌀국수는 괜찮지? 면은 별로 생각이 없네 아왜 그렇게 까다로운 거야 아무거나 괜찮다며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봐나 집에 갈게 쉽지 않네 다음 시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이 시를 한번 저자이신 우리 최진원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가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이미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 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더없이 기대할 수 있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다 그분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진다. 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 마음은 상함을 입기 마련이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어, 다 맞추셨나요? 예, 네. 예. 어, 정리 맞췄네? 책 열심히 읽으셨나봐요? 그렇죠. 13번부터 16번 문제는 다음 제시된 영어의 올바른 표기법을 고르시오. 17번 읽어줄래 문제? 다음 중 순 우리말을 <laughs> 찾으시오. 정답은 4번. 와. 가방, <laughs> 빵, 고구마 다 우리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 외래어라고 합니다. 오. 아니요. 다음 중 외래어를 찾으시오.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오, 어? 고모가 외래어야? 외래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어로 대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쓰던 게 우리나라 그대로 넘어온 단어들. 예를 들어서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엘리베이터는 뭐 승강기? 승강기. 포테이토는 감자. 뭐라 했죠? 감자. 캐처는 그때 우리 했는데 이거? <laughs> 그 핸드폰만 대충 핸드폰 분명 갈비 <laughs> 그거는 나 처음 들어봐 너무 나 처음 들어봐요 화면 갈무리? 맞습니다 <laughs> 이래서 그 한국 공를 해야 돼 19번 저는 진짜 영어로 성경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너무 어려워 아니 이게 그냥 한국어 발음이었어요 어? 몰랐어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나 영어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열받지? <laughs> 정답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어이가 감사하라 였습니다. 20번 문제는 간단하 이야기로 한번 해, 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감명 깊은 호감에게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사실 제가 원래 국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이 있어서 뭐든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정말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자만하지 않고 조금 더 국어를 더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를 좀 많이 느꼈던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일단 문제들이 다 대중들이 헷갈려할 만한 문제들을 내주셔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들이 마,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한글을 좋아했는데 한글에 대해서 무지함을 좀 알, 알았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들과 이제 다시 기초를 탄탄하게 세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한글날을 맞이해서 뜻이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0번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점수는 정희 씨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다짐 상당히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불만 있으시죠 네. 자기 점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 씨몇 점 넣으셨죠? 제 점수는요? 둔두둔 55점입니다. 어? 자, 그럼 정희 씨 점수는 어떻게 되셨? 둔두두둔. 저 원래 50점이었는데 5점을 주셔서 55점이요! 점수가 동점인 관계로 공동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오히려 이게 더 해피한 엔딩 아닐까요? 맞습니다. 한국어 최고! 오늘 이렇게 또 한글날 기념해가지고 저희가 또 좀 우리가 한글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념하고 기억하고 조금 더 한글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같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교복도 오랜만에 입고 모의고사 같은 것도 안 풀어보고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네 오늘도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또 만나요 아, 네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말씀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